뛰어라 뭐야 구조신호? 아 어. 여기 맞아? 아. 찾아야지 살펴보기 그래서 신호 보내는 데가 있겠지 찾았어 주차장 바꾼데 어휴 돌아가 돌아가 어 아프다 아프다 엘리베이터 걸렸어 안녕 아아 아, 이런 <laughs> 근데 왜 작동을 안해? 어 나갈 뻔했네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다치니? <laughs> 아니야 이미 그 전에 다 있었어 알아 알아 근데 뭐야 그냥 누르지마 저거 내리려는 걸 말이야 애들 데미지 안막히는데나 오오오오 또 들어오셔도 좋아 좋아 이거 보급하는 데가 없나? 나 보급이 필요한데 어? 저 그래? 잠긴문을 네, 발견했어 3m에 잠긴문 발견했어 여기 내가 무려 락픽을 써주지 어 나도, 나, 나도 쓰고 싶은데 아까보다 이거 쓰, 안, 열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 그래 열면 안돼 <laughs> 아직 할 때가 에이, 나 만든 결수라 날렸어 <laughs> 이게 뭐야? 내가 했잖아. <laughs> 습관적으로 뭐야? 빨간색인데 오. 너의 머리가 보여. 잡았다. 아, 또 다시 또또 다시 추가 체력을 못 먹었어. 여기 있다 보고품. 마이피를 어 이럴수가 안녕하세요 오 얘 너무 아픈데 산탄총 어이구 난 센스 있게 네가 올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지. 어, 낑기는 건 없네. 다행이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낑기면 강제 소환당할기 근데 무조건. 난 본인 혼자서 미션을 진행하게 되겠지. 그런 무서운 얘기를. 이적판에 뭐없 위에 상자가 뭐가 많았는데 상자를 하나도 못 뽑고 내려왔네 결국. 음. 얘네 어디 가지? 아 이거 밑으로 다시 내려왔구나 우리 내려온 거라고? 음. 내 생각엔 나는 데미지도 안 나오니까 그막 쏘는 게 나은 것 같아 전자사격 손만 내밀고 아 안녕 여러분 그냥 너무 뭐 일찍 썼네 난 너의 위치를 알고 있지 여기다 죽어라 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아이 더운데 더워? 더 있는데 아 잠시 오 허이 하 우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어, 뭐야 깜짝이야 내거 였지 네가 써놓고 네가 깜짝 놀라면 어쩌란 거 아, 저 저희 터질 때 소리가 크다니까 어디가? 도망가 있네 싶어서 여기 보급상 돼 있어 아 먹었어 아 그래? 어, 더 내려갈 수 있네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Heads up, Agent. You've got an echo in your vicinity. 음, 에코 신호? 에코가 있다 어, Readings indicate an echo nearby. 어 상자 상자가 이, 이 너머에 있어 왜 소중한 상자가 있어 So I gave you a chance to work with me, and you decided you were going to turn me 어, in. 데뷔 싫어? 전에 1차 투입 요원이 전캐비명이 남자에게 총으로 위협이다. 어... 이게 2차 투입이라고 하거든, 디비전 투입이. 음, 음, 음. 아, 죽었네. 바다 출혈. 화내됨. 현재 상태 사망, 살해됨. videos showing division agents going rogue, killing each other. That's not No. 아 그러니까 Okay. 가방이 그거네 Let's just focus on the job. It looks like Division the shade tech 가방이잖아. used to 음. create that echo's been hacked. I can't get a read on the agent's identity. If there's a security room near you, we might have a shot at IDing them. If I can upload the surveillance footage and they didn't wipe it. 가자. 이쪽인 것 같다. 아니, Downloading archive security data. 어, 구별 어? 불가능 지역. 저 밖에 그, 여기 그, 그, 어, 밖에 뭐냐? 저거 아니야? 네, 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네. 어? 뭐지? 갑자기 이제 문이 열 그래. 이제 문이 열리면 저들이 돌격해 오는 거야. 아,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아, 이런 폭탄. I'm reading first wave agents near you, but they're not responding to my hails. 1차 투입 요원들이 있대 음. 적 중에서 어서 와. 뭔가 뭐야? 오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파이더 뒤쪽으로 한칸더 오는 게 낫지 않니 그아 그런가? 아니야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laughs> 일어날 때마다 자꾸 다 주고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적들이 저쪽에 한 명이 합격 무력하기 완료 끝났어 어? 어 rogue 요원이 아 애초에 여기서 rogue라고 나오는구나 그러면 음 가지마 가서 어이 봐아 스퀘어 크로우다 스퀘어 크로우 배트맨에서 나오는데 응? 아 노란색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전방 수류탄 저건데 있어도됐구만 괜찮아 난 수류탄을 뜰 거야 쓸 거야 케오 크론을 두개 어, 잡았어 어? 위에 한 마리 더 있다 저격이다 what you found is good. To see agents turning on each other, abandoning the mission, it never should have gone down like that. 뭔가 세 개나 넣었지만 싹다 복원했지. Be extra careful from now on, agent. 나 인벤토리 가질 수 있다. 응. 끝난가? 끝난 건가? 응, 끝났어. 돌아가자. 베이스 그치. 어, 끝났. 어? 아, 끝난 거 맞지? 어.